드릴게요 네, 맑은 날씨 회복하고 있는데요. 이 고기압의 세력이 차츰 중국과 일본으로도 확장돼서 <laughs> 네, 아주 신기하죠? 모든 날씨가 아주 화창하게 변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다음은 장기 기상 전망입니다. 1월과 2월 정말 시베리아에서 불어닥친 한파의 영향으로 날씨 정말 추웠습니다. 네, 어제까지도 좀 쌀쌀한 기... 남아 있었는데요. 오늘 3월 30일 이후부터는 아주 온화한 올레 마켓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와 포근한 날씨가 점차 회복되어 가는 모습입니다. 따뜻한 영향으로 앞으로 봄 기운이 더욱더 완연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. 앞으로 올해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앞으로 이곳에 오신 파트너 여러분들께서도 이 따뜻한 봄 기운을 마음껏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. 우리 개발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더욱더 개발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.